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그냥 그냥 나의 느낌으로 온 세상이 어제만 달라 그냥 그냥 너의 기쁨으로 네가 날 불렀을 땐 나는 너의 꽃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리도록 펴 어쩌면 우주의 섭리 그냥 그랬던 거야 You know I know 너무나 난너 아, 설레는 만큼 많이 두려워 운명이 우릴 자꾸 질투했어 너만큼 나도 많이 무서워 When you see me, when you touch me 우주가 우릴 위해 움직였어 조금의 혁연함조차 없었어 너와 내 행복은 예정됐던 걸 켜줄래 나의 천사 나의 세상 난네 삼색 고향이 널 만나러 온 Love me now Touch me now Just let me love 생겨났을 때부터 모든 건 정해진 거였어 Just let me love you Let me love, let me love you